on, girls! Get on the floor! Promise get set, ready, shout! Wow! 맘이 사르르르! Wow! 땀이 주르르르! Wow! 머리 핑그르르!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Wow! 터질 것만 같다! Wow! 설렘 불꽃! Wow! 우리만의 우주! We just wanna have some fun! 빙글빙글 돌아가는 월화 수목 금토일 심심했다 좀 없을까 여기를 좀 벗어나 볼까 상상 속만 아리아나 그란데 누가 볼때 넘어졌다 왜 그런데 모두 다 이뤄지는 거 It's not a dream baby 동화 속 한 장면처럼 Baby what's your fantasy 망설일 시간이 없어 you and me We just wanna have some fun fun 맘이 사르르르 fun 땀이 주르르르 fun 머리 핑글 some fun This magic is out 치리치트기 Make it so fine not affect it so far 핫던 일들은 잠깐 let it be 네가 wanna be 하나 right now 이 순간 이 느낌 넌 어제 네가 아냐 Show me what you wanna do like that I like that it's like that oh! 바라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 It's time to shine baby 영화 속 한 장면처럼 Natural fantasy 망설일 시간이 없어 You and me Why? We just wanna have some fun Fun 맘이 사르르르 Fun 땀이 주르르르 Fun 머리 핑그르르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Fun 터질 것만 yeah, yeah. 너의 색은 뭐 yeah, yeah, yeah. Oh, oh. 밤이 사르르르 밤이 주르르르 머리 핑그르르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밤 터질 것만 같아 밤 쏘아올린 불꽃 밤 우리만의 우주 We just wanna have some fun right now